울는 시계 소리가 유난히 걸수록한 말정해 보이지만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이런 내 마음 겨울에 들킬까봐 그려보네 입술은 blue 혼자 이편해난 그냥 그래 오늘처럼 예쁜 날에 어떻게 이렇게 모른 게 반짝이만 해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Yeah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안녕 괜찮다고 말하지만 Don't know what to do without you 한장 이곳에 홀로 남아 그려보니 기억은 blue